안녕하세요 배우 백성철입니다 지금부터 팝키즈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, 무서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최애 간식은 요즘 촬영할 때마다 주로 먹는 간식이 젤리거든요 요즘 최애 간식은 젤리 하리보 하리보 하리보 새콤달콤 마이쮸 아 근데 소리가 원래 이렇게 커요 나와 가장 닮은 캐릭터는 아직 낯설은 형준영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고현우 구경이 산타 저는 구경이 산타가 가장 닮은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캐릭터고 다른 작품들도 다 애정이 있었지만 산타는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산타는 아주 밝고 잘 웃는데요 저도 잘 웃지 않나 평생 한 가지 장르의 작품만 봐야 한다면 평생 한 가지 작품으로 봐야 한다면 전 액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쏘고 막 폭파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스릴 넘치는 액션 가을에는 역시 땡땡땡땡이다 가을에는 역시 제가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거든요 가을에 그냥 촬영 없는 날 한강 가서 누워있고 싶어요 가을에는 역시 한강 가서 누워있기 빵, 빵.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은 영화, 드라마 속 장면은 My Love라고 울면서 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 몸이 편찮은신 화가분이 나중에 엄청 유명하신 화가분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엄청 재밌고 꼭 보세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과 그때 하고 싶은 일은? 저는 스케줄이 끝나고 새벽에 집에 누워서 영화 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로맨스? 약간 About Time? 아, 그- 내가 제일 아끼는 옷장 속 패션 아이템은? 음, 머플러? 이제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니까 머플러를 이제 슬슬 꺼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주로 겨울철에는 옷 입을 때 스타일링 할때 그 머플러를 자주 애용하는 것 같아서 머플러 요즘 꽂힌 음악은 산타팀이 퇴근할 때마다 듣는 노래가 있어요 <laughs> 호피플라의 너의 바다라는 노래인데 제가 매니저 형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맨날 틀더라고요 중독이 되신 것 같은데 <laughs> 호피플라의 너의 바다를 좋아합니다 강추 지금까지 배우 백성철이었습니다 마리끌레르 11월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경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